우리코 한국에서 첫 번째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예. 다 주소 생겨. Happy b i r t h 그 후기 생일인데 여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뭐야 그리고 아니 뭐를 찍으면서 그리고 해피 버스데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아저씨가 창문에서 보는데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는 거야 아, 대 네, 제가 찍어줄게 그랬고 코치 밑에 코레 밑에 하나 둘셋 아피랄 스테이 예스 여기 가봤어요? 아니 나중에 사실 스크래치 아니야? 제가 준인 기대 뭐, 아니 한 병만 먹고 가기로 했는데 왜 한 병만 먹고 가자면서요 아니 아이고 아 또 여덟 병 아유 그런 이 아니에요? 일본어로 축하해라고 해봐 일본어로 축하해라고 해봐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라니 You're welcome 샤라라 사랑하는 구리 오 샤라라 생일 축하합니다 다 진심으로 부죠 부죠 부죠 예이 어디가 꽃이죠? 이쪽인가요? 아, 이쪽. 이쪽이에요? 아이고 저요 할미꽃이네 기노가 하얗게 다게도 너무 많이 술을 먹었습니다 책이 미술 주세요 책상 위에 없어요? 응? もうチャ今撮ってるからどう見えるこれも <laughs> モザイクがめんどくさい今回私たちがトリートメントを看護で肌すとよ1週間ぐらい使ってみたんですけど結構状態がいいから皆さんにも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もうリボーンというトリートメントですんあね私簡単なのラストよ이거뭐라고よ、皆さんこれ洗い流さないトリートメントで これをチャチャチャチャチャチャってしてドライヤーしたら指通りが飲むよくなった手にベタつきがないこういうのつけた後飲むベタベタして手洗わないといけないけどんかおすすめですこれ乾かそう次ドライヤーお願いしますつけてから流さなくていいの楽やねえ、むしろちんちゃかったほんと その後ビーとかしたらとツヤツヤになるの見ておい気になっちゃったね詐欺も使えばいいのに俺があるっていうこと 머릿결이 장난이 아닌데 트리트멘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발라주고 말려주면 모든 게끝 머리번 트리트멘트 여기게 비싼 거 이건 우리가 안사니까 비싼 걸로 골라 그래서 <laughs> 비싼 걸로 살 거야 <laughs> 재밌겠다 아니야 이건 제대로 기술이 안 나오는 거야 아. <laughs>

진짜 라이브 할 때, 콘서트 할 때도 아, 뭔가 에 어머님 이거 쓰고 친구들과 아. 같이 어, 어. 아 재밌겠네요 그 아까 아님 오늘 제 생일이라서 이거 써주세요 네? 아빠님도 아, 내가 쓰고 네, 기대합니다 아 아, 귀가 아픈 것 같은데 네, 병원 가보지 어. 아, 네. <laughs> 내일 병원 가면 괜찮대요 지갑도 그래. 네, 그런 아, 디자인이잖아요. 아, 왜 같은 호랑이 사지 그랬어? 호랑이가 없었어요. 음. 여자 거 여자 거는 호랑이 디자인 없어서. 엄마 다음 달에 생일이다. <laughs> 헐, 빨리 도망가자.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해. 빨리 도망가자. 소울, 얼른 먹고 그 다음에 대하고 먹고 소세지. 하나, 아, 둘, 셋. 브리코 한국에서 첫 번째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예. 브리코를 왜 껐어, 그를 괜찮아요? 폰을 더 약간 돼. 왜? 왜? 안, 왜? 안 돼? 조약 조약하려고?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음,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찍어 먹으니 뭐 음. 외국에서 생일 보내니까 어땠거든? 가족이나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음. 그래 그러니까 되게 들지 역시 애들이 잘해버릴 텐데 네 현식 씨도 이번에 있을 때 아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네, 그때 했잖아요 야 고맙다 엄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빠 보고 싶다고 했지 아 아빠님도 새우 가 되려 동물들은 머리를 머리라고 안 해. 대가리. 어. 대가리 또 떼? 대가리? 아, 아, 아, 아 이 아니라 이빨죠. 아. 아 제가 야마도네 <laughs> 어디서 배웠어? 음, 그러면 할머니하고 같좀해줘 그리고 누룽지 좋아하니까. 응, 음, 얘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 이렇게 되면 이거 네모 안에 이거 네모 안에. 아, 네모 안에. 이거 안에 들어가요. 연습, 연습. 아, 연습은 괜찮아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인생 연습은 없어요. 이카라는 거 오! 그렇지. 우리 건데 이거. 맞아. 니 아니. 우와! 하더라고 지난번에. 네. 아 타이 더 있네요. 주성을 그 찾다가 몇 시간 찾는데 못 찾았어. <gasps> 진짜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어. 응. 어. 카시오페아도 아마 오리온도 아마 볼 수 있는데. 오 많이 아마... 네네네. 그냥 린스처럼 쓰면 돼? 아, 아 아니요. 그러게? 그냥 샴푸하고 어. 드라이어 하기 전에 어. 그냥 바르면 돼요. 네? 네? 네. 미용실이 된다. 하고 네. 아, 발라? 네. 바르고 어 향 너무 좋다 네 맞아요 예전에 엄마 이거 이런 거 보면은 향 별로라서 안 쓰고 했었는데 아 엄마 피아를 잘하는데? <laughs> 그러네 어, 냄새 나? 어. 네 너무 <laughs> 안 아니 아니 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안 짜파게티는 옴제부터 있어요. 어머님 학생 때 것도 있었어. 있었을걸? 네. 기억 안 나. 너무 맛있지? 음, 엄청 맛있었어.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빔범 밤범 오는 항상 오잖아. 거기까지 왜 꽃가게까지 올라? 어, 드시네. 배고파서 어지러워. 어, 뭐야? 뭐야? 나루가 냄새가 뭐 냄새 맡아 냄새 이분 맛집 음. 내년 생일엔 어딜 가야 되지? 내년 생일에 아 내년에는 뭔가 외국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난 나는 뭔가 코리코 가족들이 한국에 와도 재밌을 것같은아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주도 오면은 우리 같이 해서 같이 만나 재밌을 것 같은데 제주도 오늘은 어때요? 아니 아직도 부드러워 근데 좋은 얘기야 남겨놔야 돼 <laughs> 아빠가 향 아직도 좋대 저는 탈색하는 물가 부드러워요 모터는 뭐 뭔가 푸석푸석한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컬러 바꿀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고민 중. 핑크인가 보라색이었잖아 처음에. 처음에. 맞아요. 그러다가 계속 변한 거잖아. 요렇까지 있었어. 네. 음. <laughs>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밖에 있으니까. 희한하다. 카메레온. 음. 근데 계속하면 머리 더 상하지 않나? 다 빠진 다음에 하지만 후에... 그래도 우리한테 이 몰입온 트리트먼트가 있으니까. 아, 하긴. <laughs> 뭐.